나가지 않고 다음 모든 걸다 거절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<laughs> 아니 네 그래서 그래서 음 그냥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조금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저는 이거를 지금 결혼 이제 사,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 생각을 사실 20대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되게 방황할 때 했었는데 그때는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제가 꿈꾸는 것들이 그래서 돈도 없고 딱히 내가 뭐 어떤 사회적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되게 어두운 그런 면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었고 그런 걸 같이 나눌 사람도 사실 별로 없더라고 20대 중반에 저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서 한다는 게 뭔지 사실 잘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. 좋아서 한다는 게 뭘까. 그때 나름은 열정은 있었던 것 같고 그 열정에서 막 달려갔었는데 어, 어쨌든 하던 걸 일단 그만두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아까 그 영광 그때였어요. 막 팡팡 터질 때에서아 이거 시 운동이다.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이거다. 이런 식으로 와 뭐, 아, 그래서 이걸 향해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야?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만 바라보고 살고 있고 되게 좋게 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만나고 뭔가 하다 보면은 좀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? 모르 그 뭐야? <laughs> 그 뭐야? 시민운동에서 제가 시민운동 한다 했더니 아버지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예 그 사식은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<laughs> 어떻게 하지? 막 그래서 시민동인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문화운동 이런 거 아닐까? 그래서 그때가 문화운동 이슈가 뭐스크린터 하면서 스크린컷터 공부하고 <laughs> 왜 그런 걸 했었는지 모르겠어서 문화연대에서 하는 활동을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랬어요. 안 되겠더라고 혼자.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. 엔지오 대학원을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또 실제 조직되어서 움직이는 많은 운동들을 그때 완전히 한꺼번에 다 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, 또 거슬러 가면 좋아하시는 우리 하승창에게 낚여가지고 이제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 10년 음, 그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살았어요. 것 같아요. 즐거워서 좋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주로 제가 했던 건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고요. 저는 이제 정책이나 뭔가 이슈 파이팅보다는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회원들하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,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 6년, 7년 가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야. 힘들고 어, 돈은 없지만 어쨌든 개인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돈은 있고 또 조직에 사람도 활동가들이 있고 회원들도 천명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뭐 여차저차 해서 이제 그만두면서 고민을 했던 게 제가 그 안에서 되게 부자였고 언젠가부터 아까 그 많이 나온 그 활동가들이 그 사연 있잖아요. 거기에 딱매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 말을 그때 이제 저기 계시는 <laughs> 분이 추천한 책을 보다가 이 말을 봤어요. 그래서 아 제가 뭔가 그 초기의 고민, 돈과 사람과 뭔가 경험과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?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. 근데 벗어나는데 그거를 누구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거나 뭐 조직에 의지하거나 말고 직접 해봐야 되지 않을까?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말고 나는 뭐라고 했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. 그래서 하게 된 게 이런 프로젝트도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다른 막 다른 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뭐가 됐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제목을 만들고 그래서 하는 건 이거예요. <laughs> 사실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뭔가 계획도 세우지 않고요. 사실 뭔가 어떤 거창한 의미도 하지 않고 누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얘기해달라고 안 해요. 왜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뭔가 이미 되고 뭐 이제 1년,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하루도 살아야 되고 공간에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게 되고 또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쏘인 <laughs> 뭔가 손으로 뭔가 하게 되고 또 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네,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목적 없이 만났다가 잠시 가는 거죠 이 사람 넌 나랑 평생 운동해야 돼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해보고 그러다 좀잘마지막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아까 고민하던 당시에 봤던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까 제가 원했던 좋아서 한다고 생각했던 사회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사실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하고 고 있습니다. 네. 어.